한 장 남은 달력에 괜히 마음이 두근대 기다려온 계절 내가 사랑하는 윈터 깊은 나의 옷장 속 빨간 양말 꺼내봐 너무 기다려온 순간이야 친구 배워 친구 배워 친구 배워 all the way 캐롤이 울리는 거리 익숙한 라디오 멜로디 어린아이처럼 난뒤놀아 everywhere 아쉬웠던 순간도 나 웃으면서 보낼래 하얀 눈처럼 가득 쌓인 추억 속 함께 해줘서 참 고마워 Everybody come have yourself a beautiful Christmas 우리 힘껏 달려와 yeah. 마지막을 즐겨 Everybody come have yourself a beautiful Christmas 우리 함께하는 오늘이 the best time of the year 1년처럼 기다렸던 이 순간들 the best time of the year 딩딩동 어서 놀러와 이제 우리 위한 파티 타임 Checklist, wishlist 적어보자 미리 몇 개 적었어도 손이 모자라 가장 마지막에 아쉬움과 다가오는 설렘 12월엔 내게 더 의미 있는 건 끝은 또 다른 시작선 다시 돌아온 여기 올해 겨울도 너와 함께라도 따뜻해 Everybody come have yourself a for Christmas 우리 함께 달려온 일 마지막을 즐겨 Everybody come have yourself a beautiful Christmas 우리 함께 하는 오늘이 the best time of the year 이처럼 기다렸던 이 순간들 the best time of 음 너와 이렇게 들이 앞에서 wishing you a happy Christmas To the fellas Oh yeah 우리들의 1년 My friends and my family You mean to me the Christmas time Everybody come have yourself a beautiful Christmas 우리 힘껏 달려와 yeah. 마지막을 즐겨 Everybody come have yourself a beautiful Christmas Christmas 우리 함께하는 오늘이 The best time of the year 이처럼 기다렸던 이 순간들 The best time of the year 사랑은